토트넘 네버튼전 득점 절반에 관여하며 역전승을 이끌자 현지 유명 언론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유럽 프로 축구리그 톱2중 하나인 잉글랜드 무대에서도 최 정상급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한국 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는 원정팀 토트넘과 홈팀 엘버튼의 2018-19 시즌인 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8라운드 경기가 열렸다. 토트넘은 에버튼을 6-1로 꺾었다. 손흥민은 토트넘 에버튼전 2득점 1도움으로 대승을 이끌었다. 최근 에버튼과의 두 경기 개인 성적이 3골 2어시스트 및 90분당 공격 포인트 2.66에 달한다. 손흥민 토트넘 레버튼전 득점 후 모습 사진 영국 리버 풀 등호 AFP b b 누즈 등호 노스1 사진 설명 손흥민 토트넘 레버튼전 득점 후 모습 사진 연국 리버풀 등호 AFP b b 누즈 등호 노스1 영국 공영방송 BBC는 토트넘 에버튼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한 시즌을 보낸 후 입지가 애매해져 거의에 나갈 것 같던 때를 기억하는가? 라면서 만약 그 때 팔았다면 구단은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미친 짓을 할 뻔했다. 지금 손흥민은 EPL 최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네버튼전 이골 1어시스트 포함 클럽 통. 산 백내순두 경기 55득점 31도움. 출전 평균 59.0분. 만 뛰고도 90분당 공격 포인트가 0.81이나 된다. 비 b 씨는 손흥민은 2015-16 시즌 토트넘에 입단하. 여인년을 보냈지만 안착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라면서도 하지만 그때에도 더 많은 경기를 치르면 성공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2016년 9월 및 2017년 4월 EPL 월간 MVP에 선정됐다. 입단 2년째인 2016-1 시즌에는 파컵 득점왕을 차지하며 적응을 마쳤음을 보여줬다. 토트넘 에버튼 전까지 손흥민은 12월 7차례 공식전에서 5득점 3동 및 평균 69.6분 90분당 공격 포인트 1.48로 특유의 폭발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흥민 27, 이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새 구장에서 치른 첫 경기에서 개장 축포 스와 올렸다. 손흥민은 4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스 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018, 2019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의 후반 1. 0푼 결승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17호, 프리미어리그만 따지면 12번지. 호골이다. 이로써 손흥민은 2월 14일 도르트문트 독일, 와의 20. 18-2019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16. 당한 차전 이후 소속팀에서 이어진 득점 침묵을 드디어 깨뜨렸다. 특히 이 골은 이날 문을 연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나온 프리미어리그 경기 첫 골로 손흥민의 이름은 9. 장액 역사의 첫 장에 남게 됐다.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운 토트넘은 새 홈구장 첫 경기에서 2-0으로 완승, 최근 리그 5경기 무승, 1무 4패 에서 벗어났다. 순위는 3위, 승점 64로 끌어올렸다. 손흥민은 4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스타 디움 뉴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018 물결 표사인 201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31라 0 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격해 0-0으로 팽팽한 후반 1 0분 결승골을 기록 소속팀의 2-0 쾌승을 진두지휘 했다. (2월 14일)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독일 와의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 16강 한차전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다시 가동된 득점포이자 시즌 17호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2번째 골이다. 기나긴 침묵을 깬 골의 의미는 다른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이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대결은 새로운 안방에서 치러진 토트넘의 첫 공식 경기였다. 손흥민의 득점이 공교롭게도 토트넘의 색 출발을 알리는 개장 축포가 된 셈이다. 이번 경기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 해리케인, 잉글랜드의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부여받은 손흥민은 중앙과 측면을 부지런히 오가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적극적으로 슛을 시도하면서 상대를 압박했다. 결실을 맺은 것은 후 반 10분 크리스티안 에릭슨, 덴마크의 패스를 측면에서 받은 손. 흥민은 상대 문전 한복판을 돌파하며 수비수를 제쳤고 곧바로 왼발 슛을 날려 골레트를 흔들었다. 압도적인 공세를 펼치고도 골을 얻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이 깨지자 사기가 오른 토트넘은 후반 35분 에릭슨의 추가 골로 만족스러운 승리를 챙겼다.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 아웃된 손흥민을 향해 6만 2천. 여홈 관중의 엄청난 환호와 갈채가 쏟아진 것은 당연했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 미디어 채널을 통해 정말 놀랍다 새 경기장에서의 골은 아름다웠다. 클럽과 코칭 스태프, 팬들이 자랑스럽다. 환상적인 경기를 빛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수라고 감격에 젖었다. 오랫동안 기억될 역사를 만든 손흥민의 득점에 힘입어 최. 근 프리미어리그 5경기 연속 무승, 1무 4패를 달리던 토트넘은 모처럼 승점 3을 획득하며 다음 시즌 UCL 출전 티켓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한 걸음 앞서게 됐다. 토트넘은 또 손흥민의 골이 나온 14경기 리그컵 F A컵 포함에서 전부 이기는 기분 좋은 징크스도 이어다. 토트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아르헨티나의 보수적인 팀 운영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출전 기회를 받는 손흥민. 을 향해 최근 현지 매체들은 우려와 동정의 시선을 동시 배 던졌으나 이날의 한 방으로 말끔히 씻을 수 있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스포츠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손흥민이 환호하는 사진과 함께 마법 같은 골이라는 평가를 곁들일 정도로 실력으로 증명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A 매치에서 골 맛을 본 손흥민은 부담을 덜고 상승세를 이었다. 억하게 됐다.